다리빗 지지구이를 먹어볼 거예요. 대박 와 대박이구나 음. 아, 뜨겁겠죠? 좀만 더 시켜. 아, 맛있어. 한 입에 넣는 게 맛있네. 한번 한 번만 떨어진다 아까 한번 치즈랑 살이랑 잘 떨어지게 섞은 다음에 대박입니다. 조개랑 안에 양파랑 꽝 조금 식으니까 손으로 잡고 먹기 편하다 갈비가 이렇게 있으면 한 입에 되 치즈 위에 위에 치즈고 밑에는 이렇게 속살 까면은 속살이 쑥 달려오죠 여러분 괜찮아요 조개는 살 안 쪄요 해산물은 원래 살 안 찐다 했어 자꾸 물 제대로 들어있다 어떻게 벌써 마지막이야 마지막입니다 음끝아 치즈 아까워 오늘 먹어본 가리비 치즈구이 만드는 영상은 이쪽 클릭하셔서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재밌답니다. <laughs> 이렇게 먹다가 진짜 뚠뚠이 되겠어요.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싱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먹어드리겠습니다.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